mata mata daga. Oh. Hey, hey. Ah. Hmm. 呵 <laughs> 嗯，哈，嗯，啊，嗯，嗯。 음. 아바두 라브라브 라브와 자보라는 건데 나 오? 어? 오? 음. 어? 음. Hum. Hã? Hum? Mm. Oh.

啊。 咦？嗯？ 咦 Lady Glorious, any rock and roll. ừ